차트 이벤트요 에픽하니 때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무대에 있으면은 어쨌든 제가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조명이 멀리서 들어오잖아 요 디테일하게 뭘 하는지 본 무대에서는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라면 아 저도 하트를 준비해가지고 꺼냈을 텐데 브라질 다음에 또 온다면 잊지 않고 저도 하트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coloca aqui a alimentação e vai ser respirado. Para estar junto com